이거 인트로다. <laughs> 이러, 아, 아, 아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. 더 하얀데? 완전 하얀데? 망했다 망했다 이상하냐고 <laughs> 정체가 뭐야 이게 아 우리 하이 이름을 쓰자 <laughs> 옳지 옳지 go go go go. 페퍼 가자 페퍼 들어가 페퍼 일로와 이리 들어가 들어가 페퍼 들어가 들어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고고고고고 <laughs> 이거 인트로다. <laughs> 이런. 아, 기다려, 아, 기다려. 기다려. 맛있어. 어, 나. 자, 아니, 기다려. 기다려. 뽀디가 다 먹었다. 던지래. 야! 잡아, 잡아! 오, 잘 잡아. 오! It's your birthday. Happy birthday. It's your birthday. Happy birthday.